아! 어! 어우! 아! 아! 어! 어. 哇！嗯，哦，啊，哦，哦，啊，哦。 와. 어. 어. 아. 어. 어. 아. 어. 어. 아. 어. 어. 아. 아. 어. Cool.